어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오 심상치 않은데? 약 올리냐? 해치웠나? 아니 시골 힘들게 잡았는데 왜 Hey, what the fuck, dude? Step the fuck up, huh?